벌초라님 별풍선 282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농님 이쁜게 감사합니다. 걸프는 이쁜 척하는 게 아니라 이쁘게 태어난 건데 그거를 이쁜 척하는 거라 그러면 걸프는 똑당해. 안 들은 귀 삽니다. 응 여기 다 들었어. 아도 오빠 실수하시네요. <laughs> 가자 좋아요와 구독 <laughs> 아! 아! 나 사이가 본 것 같아 혀차 차 바로 잡혀갑니다 엔티티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오손으로 만세 3분 만세 총 버립시다 만세 만세 엔티틴티님 감사합니다 홀리 미끄럼틀에 있었나봐 울지님 별풍선 50개 울지님 감사합니다. 50개 팬가이 감사합니다 5개 바로 하기 여기서요? 오늘 과제야 <laughs> 여기서요? 이거 아, 이거 왜 이렇게 잘 걸리냐 이거 1%로 넣은 건데 왜 이렇게 잘 걸리냐 아래 스쿼트 날 확률 1% 노는 건데 왜 이렇게 자주 걸리는 거야? 저기 있다. 하루바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장전. 천안 발쏘기. 가자. 푸시. 계단. 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점 F 키누르기. 아! 나 너무 무서워. 차, 차. 쟤 말고 저 뒤에 한 명 더 있어. 야, 아, 뒤에 따라오는 거 아니야? 아 따고 따고 건너 왼쪽? 구상 맞나요? 죽으라는 법은 없구만 가자 아, 위에 한명더 있었거든 뒤에도 올 거야 11명 하루밥감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드링크 버리기 꼬꼬미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50개 나못 봤어. 이제 죽었다. 나 아, 뭐라고? 아니 지금 나 집중이 안 된다. 아니 여명 남았어. 인간적으로 치킨 먹는 거 보고 싶지 않아. 감사합니다. 이모션하 <laughs> 하루박감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너무 긴거한것 같아. 박사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괴롭다. 진통제 버리기. 야, 나 너무 괴로워. 진통제 없어. 어, 저기 쳐다보는 것 봐. 15방이야. 너한테 죽지 않을 거야. 88보랑님 별풍선 5개 감사합니다. 5개 냠냠. 냠냠. 하루박사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스쿼트 5개 바로 하기. 아 이거는 이해해줘야 된다 이거, 이거 배속 좀 붙은 거는 이해해줘야 된다 이거 <laughs> 아 이건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배속 붙은 거 <laughs> 아니 이거 네명 네 남았어 저 적도 막 아, 저기 다 뛰어다닌단 말이야 어 음. 아, 일동 할래 <laughs> 하루박감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양룡이한테 한명 집에 한 명? 바로 하기. 저 이거 사장님 이거 조금만 들어가서 하면 안 될까요? 죽어 나 죽어 진짜 <laughs> 아 엉덩이 아 하나 아파 쿡스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50개 냠냠 KR 밑줄 라이프 가드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50개 냠냠 지금 여기서요? 하루밥감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뚝배기 버리기. 뭐라고요? 뭐하라고? 뭐하라 그랬어? 탱크 타라고? 뚝배기는? 아, 그렇다 간다. 아, 가지마. 하루박감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스커트 5개 아, 아니야 못해요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50개냠냠 아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50개 냠냠. 맛있죠? 하루밥감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50개 냠냠. Never underestimate the power of the scout's code. Code. Code. Code. 치킨 먹었다. 아, 이거 치게 먹네. 큼직이니 팬가이 감사합니다. 페나 페나. 이거 술도 안 맞은 거 같은데. 아, 내 네, 총알 맞았구나. 10개 감사합니다. 어. 근데 3 0개로 스쿼드 안 나오셨다니. 저몇 번 안 했는데 3번이나 나와 주소. 그, 와, 나 개핀 거 봐. 봤는데 왜 안 잡아 안 주기로 하지? 얘도 사이간데. 아, 왜 없지라고 생각했나? 뒤로 갔다 생각했나? 근데 얘가 안 주기로 왔어. 지금 열려. 지금 열렸는데 여긴 줄 아나 보다.